h e l 자 오늘 리액션 비디오 딱 하나 하고 집에 가려 고 그러는데 제가 영화표가 공짜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저 친구가 요새 데드풀 보고 싶다고 술만 맨날 먹고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보고 있어. 예고품밖에못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공짜표 저번에 선물로 나한테 음식 해줬으니까 한번 보여주러 가도록 할게요. 에이, what's up? What you doing right now? 야, 왜 데이비드 베컴이 제주풀에 나온 거 이거 그 홍보 영상이다. 우와. 뭐해 너? 뭔데? <laughs> 갑자기 촬영을 뭐야? 아 근데 왜 데드풀? 와, 나 예고편 계속 보고 있는데 데드풀에 왜 베컴이 나오지? 와. 이거 데드풀에서 베컴 막그막 그, 욕은 아니고 아무튼 언급한 적이 있어서 한번 나오는 거야. 아 근데 진짜 데드풀 존나 보고 싶다. 데드풀 보고 싶어? 진짜 존나 보고 싶어 아직 안 봤어? 돈이 없어 왜 돈이 없을까? 몰라 다 썼어 오늘 보러 갈래? 돈이 없다니까? 난 티켓이 있지 I got free ticket 너 보러 갈 거야? 응 나도 보고 싶다 네 것도 있어 내 티켓? 어 어떻게? Two tickets 아 진짜로? 예 yeah. 보여주는 거야? 예 yeah. <laughs> If you want it 아 진짜로 아 장난치지 말고 아, 나 진짜 진짜 이거 왜 왜 하겠어 이거를 와우 아와나 진짜 어 와 나 진짜 진짜 진짜로 좋습니까?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나 지금 일곱 번만 1 6 번째 보고 있어 <laughs> 오케이 이따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고 빨리 가도록 합시다 에스케르 지금 10시 반인데 11시 걸로 해놨어 와 진짜? Let's get it! 어, 나 조금 취했는데 어쨌든! 오케이, okay, let's get it! It's get it! Let's get it! Deadpool. Woo! Yes! 비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I want see Deadpool.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 손은 알코올. 아, 술 냄새, 내 최종 목표는 너를 진짜 래퍼로 만드는 건데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나는 버스 운전 면허증도 있어. 너 레카도 있잖아, 레카. 어, 네월드투할때 내가 버스 몰 거야. c h e e Purple swag 이제 올라가는 중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This fucking golden elevator inside. Yes, yes, yes. 너 진짜 잔다 그러다. i t 너무 많이 먹어서 노 잘것 같은데. 오케이, let's get it. 표를 뽑으러 갑시다. 아, 한국은 전자기계로 다 표를 뽑아요. 외국도 그런가? 난 모르겠네. 그래. 오케이. 예, 스타치. 예매내역 출력. 오케이. 예매 번호를 눌러야 돼요. 1 0 33608번 레드풀 성인 한명 디열 8번 티켓 출력 Yes let's get it 나왔습니다 예. 들어 보여주세요 네. 드디어 봅니다 우와 지금 하는 영화들 de cheese hot dog, cheese bowl, c h i 아뭐 먹지? 핫도그 뭐 먹어. 오징도 먹고 싶고, 네. 핫떡도 먹고 싶고. 핫도그 먹어. 아 이제 너무 고민돼. 너 밥 안 먹었잖아. 근데 생각보다 한국 영화관은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렇긴 해. 아. 외국도 많아. 아 진짜? 똑같아 난 똑같던데 What is that? What a grilled squid Yeah, it smells good 와, 냄새 어때요?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기대됩니다 핫도그 Wow, she's hot dog. It's amazing. Okay. Mm, let's do it. Wow. It's not Korean theater. Korean theater. My meal. 이건 내거 yes. 한국은 광고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서 빨리 먹어야 돼요 영국은 한 20분 정도요. 지오그래픽의 그렇다. 음. 아, 근데 캐나다는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어랄 한국은 그렇게 광고 시간 길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스포 스포 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영화 보고 한번 간단하게 리뷰 남길게요. 이렇게. 씨야. 데플 재밌네. 데플 보고 나왔는데 역시나 유쾌하고 최고의 히어로가 아닌가. 아니 미친 것 같아 진짜. 약간 병맛이야. 기다림. 혈관 나 지금 술 깨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래 빨리 집에 가서 자자 지금 한왜 1시인가? 1시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